对。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ゆかチャンネルのゆかとすんちゃんと今日はひゅーちゃんを会いに来ましたなんでかっていうと、はい、なんでですかいやまあいろいろありますね <laughs> まずこの動画はひゅーちゃんとゆかちゃんが初めて会うんですよ初めましてですまた2人もまだ顔を見てない状態で <laughs> 顔見てないの はすごい今頑張ってて前なんかアイドル感じでもやってたし、うん、いろんな音楽系でやってるとこなんですよまあ今ご飯食べるに来たんですけどねロハン대여자예요나는너무많이받는거예요대여자예요나는너무많이받난え채널의팬인데네 かわいい、なんかこんなかっこいい子初めて見ましたぐらいかっこいいもうもう目を合わせれないどうどうあの2人おおどうなんかそうだねなんかケイソンに틀린계속계산이に、리는느낌근데나휴랑되게비슷한점많아약간키도180넘고빵 그다ん에그하치주산오힘들었다難しい。日本語難しい。 <laughs> こんなかっこいいヒュウ君とデート。なんか俺は全然映んないけど。3 <laughs> 人以外ちょっと近くに外ちょっと近くに来るパン아한나이렇게잘생긴사람처음봤어거 아니 나도 근데 안 돼, 안 돼. 그치, 나도 나쁘지도 않아 맞아 맞아 응. 나만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신, 자신을 가져 어, 넌 자신 있어 항상 우리가 좀 잘생기긴 했는데 어, 어 많이 잘생겼지 우리 키워보 잠깐 자기소개 좀 할까 오늘? <laughs> 큐는 막 뭐라 욕하는 거 있잖아 영상 찍고 싶으면 찍어야 된다고 다 폭로해주잖아 리스트계 <laughs> 폭로를 중학교 때 CJ 도너스 캠프 통해서 있다가 음. 미스틱에서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미스틱에서 5년 정도 연습생을 하고 나와서 이제 지금 솔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듀서 겸 가수 겸 작곡가 겸 작사가 겸 팀 대표 겸 네, 백스윈 휴라고해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22입니다. 22. 어려요. 나이가? 22입니다. 22. 어려요. 듣고 또 와. 일본에서는 스무 살? 그렇게 되나? 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아, 뭐, 만으로 스무 살. 하면 ちぐち대박 スムートあれ二十歳ですねあなんかみんな解いてって感じでなんかみんなあてあてアパアパや다 아, 아, 아, 네. 네, 아빠야 휴야 어때요? 누가 괜찮아? 휴야 어때요? 누가 괜찮아? 이유가 왜왜 좋아?

충격이 아 그래? 하카타? 아, 아. 아 비누가 여기 아, 어. 야, 하타카 하타카 하지 말고 <laughs> 섹시 우염 이렇게 아. 이게 아직 머릿속에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너 댓글 중에 하나 그거 너 쓴 거 있어 혹시? 그 댓글 너였어? 되게 너 같은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맞아, 하나 있었어 형 존나 싫다. 어. 어? 어. 그 모습과 소파에 앉지 말라는 모습과 그게 아직 내 어. 머릿속에는 가득해서 어. 뭐 나는 휴랑 만난 적은 이미 있어가지고 친한 동생 느낌이 이미 들고 근데 이제 음, 음. 음. 육하는 처음이잖아 그렇죠 영상으로만 맨날 보다가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왜 혼자 마스크 하고 왜 나한테 마스크 하시는 거야 나는 되게 때문에 보이지 나니? 기분 여잖아 왜 그래 음. 야, マジマ無理無理マジマや갑자기여자됐어난데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なんか久々になんかすんちゃん以外の男の人でクオリティ高い人、クオリティ高い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ます되게아름다운거를보는느낌나는어떤느낌인데빵오오 어? 스트릿? 미스틱 가시면 <laughs> 이런 얼굴 그냥 널려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제일 얼굴 크고요 제일 뚱뚱하다고 맨날 혼났고요 야 진짜? 와 대박이다 연예계는 쉽지 않습니다 <laughs> 고민하고 있었어 연예계는 하지또 그 유카가 가짐이 네. 始め라らどうかそういうちょっとしたの反応でしたバイバイバイバイ